이선 언니 눈 봐. 음. 바람 났으면 좋겠지? 어. 아, 4, 땡! 사람이 이렇게 잔인합니다, 여러분. 참, 참, 참. 참, 아, 참, 참. 참, 참, 참. 아! 아! 아! 아! 우리 오늘 밤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아, 같습니다. 아, 이번 게임은 여러분의 마지막 미각을 게임이라도? 알아보는 미각? 칵테일 어. 만들기 게임입니다. 음, 칵테일 만들다고? 술을 안 들어가고요. 네. 자, 1번부터 어. 10번까지의 칵테일 재료가 있는데요. 4개는 일반적인 음료수고 두 가지는 몸에 아주 좋은 건강 음료고 음. 나머지 4개 중에 해롭지는 않지만 그냥 먹기에는 음, 그런 피하면 좋은 음료예요 네. 자이 게임에서 이긴 팀 누구죠 아까? 아까 이긴 팀 이긴 팀, 여기 이긴 팀. 자 이긴 팀에서 숫자 하나를 먼저 골라주시고 1번부터 10번 사이 중에 10개를 모두 고르면 이긴 팀부터 숫자 하나씩을 지워서 모두 4가지 음료가 칵테일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맞혀야 되는 거예요 아 진짜요? 7. 아 7번? 네 우리가 8 2번 3 10 1 5 그럼 우리 4 자, 이 중에서 상대팀 거 하나씩 빼면 돼요 상대팀 거 하나 뺄 수가 있어요 자. 8번 빼주세요 5 여기 생성이 들어있으면 바로 소해 다시 한번 해야 돼오 와사비 있어 오 진짜 이거 뭐야 뭡니까 마셔야 돼 마셔야 돼 마셔야 돼 이걸 아, 다 먹어야 된다고요? 때까지 주세요. 오렌지 그리고 간장, 강장, 그다음에 어, 은어리쭉 땡. 무. 땡. 또 없어? 그럼 바나나 우유. 땡. 우유. 우유. 우유. 우유 두 개. 각자 두 개씩 나왔어. 오. 우리 콜라. 오케이. 오케이. 나 까라카? 바나나. 땡. 홍삼. 땡. 소금 마늘 땡 소이소스 땡 소이소스 없어 그림 어 얼음 아니야 아 멜론 땡 네. 우유 아니야 우유 지금 만약에 30초 이내 하나 더못 맞추면 이쪽이 이긴 걸 할 거예요 아 진짜 준비 시작 물 파리 아닌데? 물물물땡물땡 5 4 3 c u c u m b 땡. 이끼만 아! 3개 맞췄습니다. 예! 이끼만 2개 맞췄어요. 자, 제가 알려줄게요. 네. 이끼만 아 본인들이 고른 거야. 1번 <laughs> 콜라 2번 오렌지 주스 5번 자몽 주스 7번 간장 방금의 게임이에요 이게 아, 이거는 정답은 3번 우유 4번 파워에이드 9번 와사비액 10번 케찹 아, 케찹? oh my god 케찹이 들어갔다고? 예! 와 이렇다 자이팀 MVP는 제가 볼땐 체험 언니예요 로민이가 계속 읍퇴 읍퇴 <laughs> 준비 셋 알아 맞출 때까지 너무해 자 MVP 어, 우승했습니다 예팀 <laughs> 교체 저는 레오드 자 바꿀 거는 코리아랑 도이치란 이번 게임은 여러분의 체력과 순발력 증진을 위한 게임입니다 앞에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 판을 지금 누군가 날리고 있어요 저거를 보시면 빨간색 파란색 판을 뒤집어서 많이 만드는 팀이 아. 이기는 거예요 자, 5분의 시간 동안 많이 뒤지는 팀이 이깁니다 자 아. 이긴 팀 어떤 색 하실래요? 파란색. 파란색. 자, 이쪽은 빨간색 팀. 알겠죠? 빨간. 자. 아. 그만! 스탑! 빨간 팀이 어디였죠? 요! 33대 17 MVP는 미소! 앉아 있었어요? 미소 포획했잖아. 남미언니 잡고 있었던 어, 그 잡고 있었, 있었잖아. 많이 남았어요? 이거 어, 네. 침? 남미. 미소 바꿔. 오케이. 이렇게 시작했어? 우리 이렇게, 시작했잖아! 이렇 이렇게, 끝나는 거야, 좋아! 어때요? 생각보다 간단히 끝났죠? 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게임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의 기존 감각을 알아보는 손바닥 밀치기. 네. 네. 아 손바닥 밀치기. 아 이거. 어, 네. 두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네. 홀. vs 리우. 준비. 이렇게 하면 안 돼. 시작. 아, 손, 손만 해야 돼요? 네. 오케이, 준비, 시작! 네. 아, I win! I win! 자, 다음 팀! 하나, 어. 준비! 예. 에이 그만아 <laughs>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상은 없어요 아, 그래? 하나 이길걸? 잘하는데? 에 <laughs> 아, 예, 예, 조심 조심 조심 조심 <laughs> 손 앞에 있어야지 이게 렇숨기면하나내 가슴 만지마 안돼 손만 안돼 오! 어. 아! The Matrix The Matrix 쏘! 아! 오케이 소 장난 아니야 정경애라 미소 장난 아니야 야, 나 MVP 알지? 나 MVP. 오늘 한강에서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은 게임을 해본 적은 진짜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와, 힘듭니다. 다들 어땠어요? 어, 사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 힘들지 재밌었어요. 재밌긴 했는데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베개는 아, 아, 어, 그냥 까만 까만 아니에요 상품이 있대요 상품이 있어요 제작진이. 아 진짜요? 네. 어? 고! 예스! 다고 했거든요 아, 아 와. 이, 맞아 치맥 아, 치킨 했잖아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피디님 결과 말씀해주세요 자 개인 점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남미 30점 미소 20점 나 10점 20점, 2 0 12점 단나 20점 새롬 41점 예. 콜 45점 텅 18점을 가진 블랙팀 예. 예, 예 레오 레오 다나 아, 아, 덕분이야 이팀에게는 네. 치킨 먹방을 할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진팀은 원래는 구독자 한 10명씩 데려왔어야 돼요 아 진짜 여러분 오늘 다 고생하셨고요. 스트레스가 엄청 풀린 것 같죠? 네. 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좋은 추억도 만들고 그에서 조금 날씨도 풀렸으니까 오는 거를 조금 강추드리고요. 네. 한국사는 외국인인 한국형 코리 러닝 둘이 멤버하고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진짜 집에 가자. 진짜 <laughs> 집에 가자. 마무리할까요? 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어데이 툴레버. 우리는 이기는 팀이야. What's up? 우리 우승 팀입니다. y e 이거 치즈 볼이야. 치즈 볼. 치즈 한번안 먹어봐서. 아, 나도 한번안 먹었어. I love ball. 진짜 맛 Yeah. You should have two at the same time. 대박. <laughs> 레오가 그거 되게 잘했잖아요. 그 탕수육 게임. 탕수육, 탕수육. 아, 개. 아, 그 진짜 잘했어. 개, 나, 나, 개. 맞아, 맞아, 맞아. 완전 레오 한국인인 줄 알았어. 발음 너무 잘해가지고. 이둘 팀멤버 때문에 덕분에 오늘 맛있는 밥을 <laughs> 먹어보았습니다 아 저는 처음 멤버로 참여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 일단 다 같이 원래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이었는데 같이 이렇게 게임했다는 그냥 그날 자체가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힘든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네 힘든 현실도 알게 되었는데 촬영도 힘들었지만 아 직접 해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laughs> 오랜만에 다나 볼 수 있어서 아, 주 좋았어 맞아 다나 다나 저, 사랑합니다 맞아 다나 사랑이었지 다나 너무 예뻤어 저 처음 만났는데 어. 진짜 너무 예뻐 아이고 <laughs> 네, 원래 한강에서 찍으려고 했었는데 그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촬영이 네, 뭐 늦게 햇빛 끝나서 없어, 어, 햇빛도 다 지구에서 아쉽게 원래 한강 피크닉 느낌 해야 되는데 <laughs> 그렇지만 뭐 피크닉 매트도 깔았고 맞아 맞아 피크닉 감사합니다. 네, 다 네. 많이 봐주세요. 많이 봐주세요. 네, 구독해주시고 댓글 많이 써주세요. 우리가 맞아요. 다 읽겠습니다. 나 맞아요. 아라비아 말잘 못해도 미소나 유래 맞아 맞아 여쭤보고 번역해달라 번역해달라고 그럴 걸. 그래서 많이 써주세요. 네, 댓글. 네, subscribe, c o m m e n t and like. Thank you. <laughs> 안녕. 다음에 만나요.